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안 하긴 하지만 유튜브 라이브가 있거나 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예전엔 제가 진짜 약간 유정이가 말한 것처막 이렇게 말려서 약간 머리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앞으로 먼저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요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약간 좀 라인이 잡혀서 지금도 괜찮지만 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날개 날린 것처럼 날아다니거든요 작은 무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근데 이제는 할 줄알았는데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이래서 열이 잘 안 먹어서 잘 안 펴져서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있고 보세요 좀 펴졌죠 평소에 활동기가 아닐 때는 진짜 편하게 다녀서 사실 이런 것도 말려있어도 안 피거든요 조용히 은둔 생활을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구렛나루는 펴졌죠 펴지고 이제 여기 뒷머리도 제가 많이 길러서 곱슬이신 분들은 공감하시는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날리거든요 이렇게 꼬물꼬물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근데 사실 이거는 제 힘으로 피긴 힘든데 기분이나 내는 거죠 이렇게 잘보겠죠 훌륭합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막 팠었는데 넘기다 못해서 균형이 자연스럽게 잡힌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기분이라도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태엽이 없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싹 넘깁니다 그러면은 짠 똑같은 거 같기도 아무튼 어, 저는 근데 진 만족스러워요 자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렛나루도 펴지고 그쵸 뒷머리도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삐죽삐죽하던 게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넘기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저는 항상 이제 머리 할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면 근황과 함께 남기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